현대 펠리세이드 오너분들께 알려드리는 경고 특히 사륜 모델의 오너들이 알아야 할 결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펠리세이드 3.8 가솔린의 사륜 모델에 대해 수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속도 100km 전후에 차량이 떨린다고 하네요. 부르르르르 핸들 뚫림 차체 뚫림을 말하는 겁니다. 불쾌함을 떠나서 고속에서 이렇게 차가 떨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사륜 모델에 한정하여 이 떨림이 발생한다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사륜 차량에는 전륜식 이륜 차량에는 없는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엔진의 동력을 후륜에 전달해주는 길고 무거운 부품이지요. 그런데 100km 전후에 이 펠리세드의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불안과 complain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출시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차량이니 더욱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펠리세이드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한국의 울산 현대 공장입니다. 특히 가솔린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원과 국내 판매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한국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펠리세이드 3.8 4WD 오너들이라면 주행 중 100km 전후에 차량의 이상 떨림이 없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젤 4WD 펠리세이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행을 하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에 의한 진동이 아닌 주행 중에 발생하는 이상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문제 차량에 대해 무상 교환 진행 중이니 한국 고객분들은 현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